まうならばよ目が燃えないよ付けすなそげなじ女よすみませんつなぐれてま 달달한 기분에서 손을 잡아줄게요 다시 돌아와 나를 품에 안길 말해요 이미 아파서 다시 벗어내 할수 있는데 나를 기억해줘요 받아줄게 받아줄게 방패를 열어봐요 내 손을 내려놔요 방패

짙은 그대의 웃음을 빌어 음을 내려 나의 손을 잡아요 아. 내가 Bye.